부부는 이거 뭔지 알아?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이영애 씨가 광고하시는 리파라고 얼굴 마사지 기계예요 이게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위에 롤러가 있어서 그냥 문지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진 않답니다 되게 살살 해주세요. 강아지들도 리퍼를 좋아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네, 나왔습니다. 보고요. 얼굴 마사지 준비됐어? t hours later. We'll be done. 오. <laughs> 좋긴 좋은가 보네. 원래 손 못 만지게 하잖아. <laughs> 어색해? 문팔이 왜 이렇게 됐어? <laughs> 여기 뭐야 다 <laughs> 털이야? <laughs> 좋긴 한 좋긴 한가 봐 이게 <laughs> 꿀짜리 마사지 기구랑 1달러 샵에서 산 머리 마사지 기구랑 어떤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답답해 이것도 좋은가 근데 눈을 못떠 웃겨 죽겠네 마지막 엄마서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<laughs> 아이고 이거 이고 아이고 이거 다들 아, 네. 결국 다 마사지는 다 좋아하는 걸로 알겠졌습니다 <laughs> 우와 뭐 이게 좋아? <gasps> 아이고 그게 좋아? 그렇군요 다 좋답니다 내 손만 빼고 부부 어떤 게 좋아? 어떤 게 좋아? 부부 손! 부부 손! 그래 지기 좋지! 이기 좋아 이기 좋아 <laughs>